한글을 배워봐요 미엄 미엄 미엄 미엄 미엄 미엄 미엄 미엄 미무 미엄 미무 미엄 마미미모미모미무미 무미 힘을 합쳐봐요 미음에 알을 붙여 마 무지개 무지개 미음에 으를 붙여 무 무, 무, 무 오므라이스 어, 오므라이스 미음에 이를 붙여 미 미, 미, 미소 미소 미소 미소 미소 마미야 모묘 모묘 무묘 무미 마미야 ship da.